그냥 오케이 오케이. 자, 공조, 公就 공조, 公就开会, 开会 출차. 出差 자, 출차. 出差 출장이야, 출장. 자, 출차. 出差 출차. 出差 学习.学习 너 진짜 나왔다. 이제. 학습. 学习.学习学校.学校 학교. 대단 대단. 学习. 学习 학습이야. 学习.学习学习.学习 看看病病看病看病 병원 가서 진짜 받는 거야. 간병. 看病看病看病看病吃饭吃饭吃饭吃饭뭐나 旅旅行行旅行旅行 여행입니까? 旅行旅行 여유가 있어야지. 여유가. 旅旅行行旅行旅行 여행. 요 코도 위, 위, 이렇게 위, 위, 위커, 위커, 위커 요 코가 위커고 오, 자 찌에 찌에 런, 접속이란 영화에서 그 접자야 저, 저니까 오니까 자 찌에 찌런 찌런 찌런 찌런 카웨이 카웨이 카웨이 카웨이 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 5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곡 끝납니다. 아.